김정훈의 박진영이의 behind. 오랜만에요 여러분 BH 뭐죠? B 그 영상을 뭐라 그랬는데? 비하인드 네, 네. 그거 아니야? 김고은의 behind. 어, 맞아, 맞아요. 김고은의 behind예요. 아, 아니. 진영의 behind. 김고은과 진영의 어, 그럼 그것도 따로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가 김고은과를 아. 김고은과 진영이의 behind. <laughs> 잘 맞는다 김고은과 진영이의 비하인드, 비하인드. 너무 춥지 않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5도래요. 어, 회사 패딩 입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진행정도 괜찮으세요?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액션! 고맙습니다. 토마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와. 우리 진영군의 마지막 촬영 축하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고생하습니다 어때요? 마지막 촬영 끝날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하고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선배님이 제 현장에서 못 본다는 게 되게 아쉽고. 선배님 아닌 걸로 결정 났는데. 아, 네. 이틀 동안 고생하셔야 될 텐데. 네, 저는 아직 남아서 한 명한 한 명씩 다 떠나보내고 있어요. 너무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BH의 박진영입니다. 어, 일단 오늘 마지막 촬영이 끝났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 되게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되게 행복했고 우리 함께했던 진짜 너무 좋은 감독님들 최고의 파트너였던 이제 김고은 선배님 그리고 또 수많은 배우 스태프분들 고생하셨고 그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진영이었고 지금까지 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비 어. 해 여러분 저희 해피비의 꽃다발 선물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 해피비는 실망시키지가 않네요 비 해피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아, 시즌 1, 2를 이제 드디어 끝내게 됐는데 어,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긴 작품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 그만큼 많이 정도 들었고 네. <laughs> 잘 끝낸 것 같아서 안녕 <laughs> 와 어떻게 이런 걸 아이고 나이 오케이 축하합니다 만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모은 만찬 아, 축하합니다 군대에서 다 말을 못했는데 나랑 요리를 하면서 우리 동반자가 너무도 그 많았고 그리고 나 현장에서는 또 제일 고생 많았던 FD 민규랑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좋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세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의 세포들. 세포들.